네 안녕하세요 세롬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보이시나요? 파리 오페라에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왜 왔냐면은 BTS 영화 두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BTS 영화를 우리 편집자님과 함께 보러 왔습니다 우리 아미들과 함께 인터뷰도 하고 또 우리 편집자님이 아미가 아니시거든요 BTS를 잘 모르셔서 <laughs>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영화관으로 가보실까요? 우리 BTS 보러 갑시다 와 <laughs> 오페라 영화관도 처음 와보네 어떠신가요? 무슨 약간 영 여, 저희 같아요 무슨 콘서트 하는 데 같아요 클래식 콘서트 그죠? 여기 위에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근데 너무 작다 음. 스크린이 너무 작네 dans les coulisses, où ils étaient blessés, etc. Oui. Ça aussi. Et qui s'encourageaient, ah. qui se donnaient un give power to each other. Et euh, c'était vraiment, vraiment bien. Quand vous regardez la film, et vous pouvez euh, réfléchir quelque chose de... Par rapport à eux Oui. Mais bah, qui travaillent vraiment euh, dur pour euh, faire des beaux spectacles. Moi, ça fait pas beaucoup, enfin, ça fait pas longtemps que je connais BTS. Du coup, j'ai pas encore eu l'occasion de les voir en concert, mais franchement, ça me donne envie parce qu'ils travaillent vraiment dur. Ils se sont blessés beaucoup de fois. Ils avaient le moral des fois. malgré qu'ils avaient la gorge, la gorge sèche, nouée, ils ont quand même, ils ont quand même chanté. ils ont quand même continué à chanter et tout. Donc, c'est magique, c'est bien. D'accord. Et vous euh, franchement, la même chose, vraiment, ça m'a choqué de voir à quel point ils étaient fatigués. Genre, je me suis dit, quand ils sont sur scène, ça se voit archi pas. Et euh, genre, ils se donnent vraiment à fond pour nous faire plaisir et je trouve ça euh, vraiment très très bien. ouais. Mm. Pareil. <laughs> Puis l'année prochaine, aussi fait la film BTS. Vous voulez regarder encore ouais. Toujours, On va toujours regarder ce qu'ils font, on va toujours suivre ce qu'ils font. Jusqu'au bout. D'accord. Et si vous voulez euh, parler à, BTS euh, bah, Continuez, franchement, continuez. Euh, continuez tout, ce que vous faites. C'est vrai qu'ils aiment vraiment ce qu'ils font. Les efforts, c'est pas pour rien. vraiment, on les suit, on les aime et voilà. D'accord. Merci beaucoup pour l'interview. De rien. Au revoir. <laughs> Merci. Annyeong. Annyeong. Voilà, euh, euh, on a déjà fini la film, euh, la BTS, j'ai déjà vu ensemble. Alors, vous pensez quoi C'était bien passé s'est très très bien passé. Quelle est, quel est le meilleur scène hum, Tout le temps. Paris. <laughs> à Paris <laughs> Non, je rigole. Tout, franchement, j'ai vraiment aimé aussi quand les armées ont parlé de tout ce que, ce BTS a, Oui, voilà, j'ai bien aimé cette partie aussi. Ah d'accord. J'ai beaucoup aimé celle-là. J'ai aimé aussi comment euh, euh Namjoon, RM, a exprimé ce que signifiait l'amour pour lui. Mm, oui. Et euh, ça m'a touchée. Et, mm. vous euh, À Paris aussi à la fin. Ah, Dès qu'on a vu, voilà. Ah, de, discuter à Namjoon, c'est ça Oui, c'est ça. Ouais, oui, oui. Et, vous Pareil. Pareil <laughs> Oui <laughs> Ça fait longtemps que vous étiez euh, amis Trois ans. Trois ans, oui. Hein, c'est longtemps. Ouais, moi aussi depuis euh, mi, 2016, euh, 3 ans, 3 ah. ans et demi. Ah d'accord, vous avez déjà passé un concert Oui, oui, oui, de, oui bah, Paris, Stade de France et Octobre aussi. Ah d'accord, Comment vous aimez bien euh, BTS C'est YouTube comme ça ou... Ah, euh, la connue Oui, ouais, la connue. Ah, euh, bah, moi, c'est ma cousine qui m'a fait découvrir BTS en montrant des vidéos et j'ai tout de suite accroché, j'ai tout de suite YouTube Oui, grâce à YouTube. Ah. Euh, moi, c'est une amie qui m'a fait, euh, qui m'a dit, dit, de regarder des vidéos de BTS. Je fais d'accord, on va regarder. Et là, waouh <laughs> Alors, si vous voulez euh, dire à BTS, on ne sait pas qui regarder. C'est pour ça. Hein. Vous pouvez, vous pouvez, dire à BTS. Oh. Euh, Commence, ça Non, non, vas-y. Commence, Vas-y, commence toi. Ok, commence. ok, Ok, je vais commencer. Ok, ok, ok. Ok, ok, ok, ok, ok. en même temps. Ok, vas-y. BTS, We Purple You. Mais il va être Ok. Un, deux, BTS, We Purple You! c'est pas vraiment facile, mais c'est difficile. chaque étape, chaque métier, c'est compliqué. Il faut faire des étapes, il faut passer par des, il par des difficiles, il y a des étapes difficiles, pas surfaces, c'est vraiment compliqué. C'est pas que pour c'est pour les autres idoles aussi. Et on les supporte tous, on tous avec eux. C'est euh, en effort en fait qu'ils euh, juste 아, BTS. 어, 아, Busan. Good day, encore, on a envie de vous voir. À bientôt. Welcome back to Paris. Welcome to Paris. 사랑해. 오빠 정국아. Merci à vous. Merci. 8월 8일, 9일 이렇게 2일에 걸쳐서 프랑스 파리에서 브링 더 소울 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을 봤어요. 그래서 어제는 15구, 파리 15구 보그르에서 봤고요. 오늘은 오페라에 위치하고 있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작년에도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파리 콘서트의 장면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감회가 되게 새로웠고 그리고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보지 마세요. <laughs> 보지 마시고 첫 번째 부분에 이제 들어가면서 파리의 영상이 나오니까 그리고 파리에서 이렇게 멤버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회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 반응 같은 거를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1부구에 있는 약간 현대적인 지은 지 얼마 안 된 영화관에서 봤고요. 오늘은 조금 이 영화관이 아마 좀 되게 오래된 영화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제 갔던 곳은 한국 그 영화관이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진 않았어서 오늘은 조금 약간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미들이 이제 많이 와서 관람하는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어, 제 BTS를 좋아하는 팬들이 이렇게 많구나 응원하는 이렇게 팬들이 많구나 싶어서 귀엽고 사랑스럽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멤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나라를 투어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해 이번에는 두 곳만 갔는데 작년에는 좀 여러 곳을 갔었어가지고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되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서 좀 마음 한편으로는 아 진짜 좀 짠하다 싶으면서 되게 대단하다 싶었던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내가 배워야 될 점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제 그 리더인 남준이가 남준 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번에 갖고 있는 그런 모토 러브 유얼 셀프라는 모토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잘 풀어낸 것 같아서 좀 그것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이제 정국님이랑 이제 태영님이랑 이제 좀 이제 영화에서 조금 이제 눈물을 보이셨는데 애들이 다 같이 우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되게 귀여웠고 그 멤버들이 정말 서로 되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어, 잘될 수밖에 없는 그룹이다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주는 해게 팬들한테도 느껴져서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고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고객님들 중에 아주머니들 40대 50대 아주머니들 계시는데 엄청 좋아하세요 BTS를 아미시거든요 거의 그래서 콘서트도 다녀오시고 아주머니들이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이번에 영화도 보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시죠? 프랑스 분들 아니고 한국 분들 저는 일하면서 되게 신기해요 하여튼 고객님들 <laughs> 만나면서 아미분들 되게 많이 만나고 제가 이제 BTS 좋아해서 그런지 우리 고객님들 중에 BTS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공감도 되고 솔직히 내년이 더 사실 기대가 되긴 해요 왜냐면은 올해 했던 그 콘서트들이 사실 되게 BTS에게도 되게 이례적인 콘서트고 음악 역사상에서도 되게 이례적인 콘서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스타디움 투어를 했고 전석이 다 매진되었고 이랬다는 거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이번에 그래미도 다녀왔고 빌보드에서도 상도 탔고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이 방영이될 것 같아서 내년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더 기대하고 있고 진짜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저도 내년 콘서트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 감사 표현 끝났고요. 이제 편집자님 아시죠? 민수리님. 민수리님 어디 계시나요? 지금 내 <laughs> 이야기 보고 계시나요? 민수리님. 우리 민수리님이 한국에 가신 지가 지금 원 지금 두세 달 됐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9월에 다시 오실 건데 이제 그 빈자리를 이제 채워주실 우리 새로운 편집자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편집자님께서 이제 BTS 잘 모르세요. 오늘 저 따라서 BTS 영화를 보러 가셨습니다. 근데 재밌게 보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미로서 영화를 보는 거랑 BTS를 모르는 사람이 영화를 보는 거랑 또 다른 관점일 것 같아서 소감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죠 워낙 유명하니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하니까 BTS라는 그룹 있고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공기부여가 됐어요 되게 좋았어요 공들여서 영화를 만들었고 아, 이,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자세가 날, 알게 됐고 친구들이 가는 여정을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느낌으로 편집을 되게 잘했어요 악기자 깔끔하게 주제가 막 들쭉날쭉하지 않고 주제 정확하게 인식을 딱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편집이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페라 공원 거기는 처음 갔는데 그 영화관이 생각보다 작아서 아, 이거 괜찮을까 했는데 사운드가 진짜 좋아서 진짜 콘서트장 온 것 같았어요 무대도 막큰 화면을 보니까 아 진짜 야 이게 시간면 가면 되게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한 번 알게 되고 나서 가니까 오늘 아이돌의 문제에 마음을 갔었는데 되게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고 굳이 성공을 떠나서도 그 친구들 마인드는 생각하는 게 진짜 다르구나 확실히 잘 되는 사람은 생각도 다르게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호감이 많이 가는 팬 아닌 사람이 봐도 아, 굉장히 진짜 좋은 그룹이고 좋은 가수들이구나 생각도 들었고 음악들이 더 되게 다양하고 좋지만 현장감도 좋고 애들이 막 같이 하나씩 친구들이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어, 오늘 이제 브링 더 소울이라는 BTS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모두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